서연아 구독 눌러줄 거지? 오, 케어도 받고 그 여러분 대박 사건 대박 사건 여러분 진짜 이거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오늘 정세물 원장님 쫙 가가지고 머리를 뿌리 염색을 하고요 이제 머리를 감으러 갔어 근데 이제 어떤 여성분이 머리를 이렇게 감고 계셨는데 그냥 누워서 눈 감고 있었는데 어?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다? 싶은 거야 근데 이제 눈을 감고 있으니까 되게 긴가민가한 거예요 아 누굴까 내 속으로 이제 누굴까 누굴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머리를 다 감고 딱 일어나가지고 내 앞을 딱 지나가는데 내 앞을 딱 지나가는데 헐 대박 전소미인 거예요 우리 아이오아이의 전소미 양이 내 앞을 이렇게 딱 지나가는 거예요 헐 전소미 씨냐고 혹시 소민 씨 아니에요? 그러니까 어 네 맞아요 유, 전소미 씨예요 이러는 거예요 아까 머리 염색하실 때 바로 옆에 계셨던 분이라고 그래서 네 바로 옆자리에서 염색을 하신 거예요 엄청 예뻐 진짜 형 말도 마세요 진짜 여신 소미 봤어 소미 봤어 대박이다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머리 한 번 더 감고 딱 올때송미 씨가 이제 머리 끝나고 앉아 계시더라고요. 이제 전화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눈이 딱 마주쳐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<laughs> 해서 그랬더니 소민 씨가 아 네 안녕하세요 그서 팬입니다 이러고 이제 자리에 앉았지 아 네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근데 얼굴이 엄청 넘나 여신 같았어 눈도 완전 또렷하게 엄청 대빵 얼굴의 3분의 1이 눈인 것 같았어요 속눈썹도 엄청 길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쌩얼이었어 화장을 안 했대요 쌩얼인데도 피부도 엄청 깨끗하고 진짜 너무 예뻤어 엄청 예뻐요 너무 예뻐 전소미씨 어. 아니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렇게 예쁜 거예요 도대체 인생 혼자 사는 것 같아 너무 예뻐요 네. 어떻게 소미를 봤어 세상에 TV에서만 보던 음, 그 이제 딱 보고 나서 계속 그 뱅뱅 때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뱅뱅 진짜 수십 번 돌려봤는데 거기에서 본 사람이 여기 옆에 앉아있대 내 옆에 앉아서 머리를 염색을 하다니 머리를 막 커트를 하다니 세상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어떻게 그 같은 시간에 같은 샵에 같은 디자이너 쌤한테 옆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그럴 수가 있죠 운이 너무 좋았던 거 있죠 완전 개땄어 운이 너무 좋았어